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티브가 돌아왔는데 Vlog 자 우리 오늘 한국은행에서 리액션을 살짝 딱 찍고 그리고 여기 명동이 굉장히 그 관광 명소로 유명해요 뭐 중국인도 많고 일본이 훨씬 더 많아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평일이 낮이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살짝 흐려가지고 사람이 많진 않은데 여기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place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근하게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맛있는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세요 지금 영양센터 있는데 여기 엄청 유명한데 그 아줌마 그 아저씨들이 mid age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laughs> middle age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여기 영양센터, neutral center라고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완전 좋아하는데 여기가 일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라인스토어라고 그 네이버에서 출시한 그런 메신저 앱그거에 그런 캐릭터 상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대세인데 이제 외국분들 동남아시아나 이제 Japan, China 그런 분들 이제 라인 많이 쓰시죠. 팝업 스토어예요, 팝업 스토어. 이쁜 게 많다고 하네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시죠. 그리고 명동 하면 또 되게 유명한 게 길거리 음식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길거리에서 팔고 있습니다 요새 요새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요, 어, 떡볶이 팔고 있네요 떡볶이 저 소라 소란가? 소라 소라 네. 그리고 여긴 뭐 붕어빵 야, 허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브레드라고 했네 네. 바나나 누텔레 크랩 누텔라 크레페 크레페 그 랍사도 파는데? 그치. 어? 어? 우와 랍스타 팔고 있어 얼마야? 얼마야? 물어봐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아 진짜요? No God! 이따 이따 올게요 <laughs> 랍스타도 팔고 있네 대박스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main street입니다. 영동의 메인 스트리트 한국을 들리시면꼭 한번 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요 이곳은 명동 교자라고 명동에 오면꼭 먹어야 되는 칼국수 집입니다 테블리시멘트가 66년이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곳이고 저희 어렸을 때도 자주 와서 먹었던 곳이니까 가서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Let i 자 여기 들어왔는데요 메뉴는 별거 없어요 여기 칼국수라는 메뉴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비빔국수 그리고 콩국수 그리고 만두까지 있는데 대부분 칼국수만 드시고 가시는데 만두도 맛있어요 비빔국수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주문을 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일단은 이 친구 추천으로 먹긴 하는데 일단 맛있게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김치 김치 얍얍 짜다 <laughs> 자 이제 우리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요게 여기서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뉴 칼국수인데요 여기다가 요 빨간색 김치를 한 넣어서 먹어요? 네두점 정도 이렇게 넣어서 면과 함께 호로록 짭짭 요거는 이제 만두 만두고요 그리고 요거는 돼지고기 간거 돼지고기 간 거 그리고 이렇게 안에 면이 있고요 어, 별건 없어요 이렇게 이거 양파 간단한데 이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호에 맞게 김치를 몇 점 이렇게 올려서 양념식으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한번 normal 상태로 한번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normal한 상태로 맛있어 음. 음. 맛이 어떠신가요? 오 맛있어요 이게 국물이 어, 좀짠것 같긴 한데 이거 뭐냐 칼국수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 사탕 두 개 준 이유가 이 친구가 말해줬는데 여기 약간 갈릭이 많아서 이제 입에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먹고 나서 이거 사탕을 먹어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여기 사실 김치가 갈릭이 많이 들어간 김치라 가지고 약간 얼얼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먹고 이걸 딱 먹으면은 씹으면은 냄새가 해결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Let's eat. 음. 면을 다 먹고 나면은 밥이 공짜로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말아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네. 밥이 나왔는데요. 그냥 말해. 밥을 이제 여기다가 말아서 이제 같이 국물이랑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밥이 저한테는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과 다르게 밥을 이렇게 압축을 시킵니다 <laughs> 압축을 시켜서 한 방에 <laughs> 약간 오버하신 것 같은데? 난 진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한, 한 숟가락 하고 다음에 또 시켜서 또 말아 먹어야 돼요 기다려봐 아 밥이 또 나왔네요 밥이 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아, 네, 말아 먹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국물과 함께 자 우리는 이제 그 교자 명동 교자 칼국수를 다 먹고 피니시업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기 위해서 <laughs> 여기 나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명동을 막 많이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많이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먹는 것밖에 <laughs> 비록 없었지만 네 어쨌든 뭐 오셔서 더 보시고 제가 살짝 대충 느낌만 보여줬으니까 뭐 이런 분위기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추천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강추 드려요 외국인들 되게 많아서 뭐 일본어 영어 뭐 가게 저, 직원들도 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뭐 물건 사거나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나갈 때 계속 중국어로 거시더라고요 저, 저희한테 말로 <laughs> 어쨌든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볼 거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레이트 브이라